이마 도망쳐! 이 좋대. 들어가지 마. 나도 줬어! 야야야 아, 다리 야, 마스크 왜? 다리 너 마스크 하이트는 안돼 애기야 안녕 한번 던져볼래? 자라나야 돼 얘. 떠어지면 안돼 그러면 내가 그 영상 찍고 있는데 유튜브에 올릴 거야. 영상 올려가지고 올라가도 되니? 네, 아, 그래? 정대 그러면 음, 근데 이- 거 내가 좋아요 눌러야지. 그래? 좋아요 눌러줘. 우리가 이름 그 뭔데요? 좋아 이름 쿠키. 사과도 아, 보여. 어, 뭐해? 어 못생긴 사람인데 귀가 있다 귀. 귀가 있네. 당연한 네 귀가 있네. 대학생이세요? 그렇지. 대학생. 애들 욕했어. 정체는. him.